연애 중인 23살 막둥이에요. 처음엔 남친의 알뜰하고 계획적인 모습이 멋져 보였습니다. 얼마 전 만난 지 100일 되는 날에 선물로 명품 지갑을 받았어요. 제가 너무 좋아하니 남친이 완전 진짜 같지? A급이야. SA급은 10만 원 더 비싸더라. 하더라고요. 짭을 사준 거죠. 어차피 남들은 모른다고 생긴 것만 똑같으면 되지 않냐고 하는데 할 말이 없었어요. 뿐만 아니라 저는 마카롱을 좋아하는데 남친은 조망만한 걸 어떻게 2천원이나 주고 사 먹냐고 하네요. 제가 스벅에서 커피를 마시려고 하면 그 돈으로 국밥 한 그릇 든든하게 먹겠다고 하는 아. 남친입니다. 혹시 요새 돈이 없어 힘든가 싶어서 PC방 데이트를 하자고 했더니 집에도 컴퓨터가 있는데 왜 나가서 돈 주고 컴퓨터를 하냐면서 노발대발 하더라고요. 노발대발? 가성비만 따지는 제 남친 어쩌면 좋죠. 미친놈 아니야? 아니 진짜요 쌉을 사준 것도 말이 안 되는데 그걸 사줘놓고 찐 같지? 라 진짜 같지라고 한 게 들으면서 분노가 차올라가지고 저 분노한 거 맞아요? 너무 선한 눈이라고 밑에서 손을 떨고 있었어요 어 진짜 그 정도야? 어. 회장님 아들 같지 않아? 옷이 오늘 옷이 어. <laughs> 얼굴 표정도 오늘 또 희영, 희영님도 약간 되게 약간 백마탄 왕자 이런 느낌 나지 백마, 어 맞아 어, 감추려고 했는데 감추려고 실제로 오늘 백마를 타고 왔죠 아 진짜요? 아, 아. 죄송합니다 아. 이 타이밍이 아닌 것 같습니다 가성 가성비를 따지는 사람이 아닌데 가성비를 따진다 하면 유명한 물건은 아닌데 음. 품질이 좋아 뭐 이런 거를 찾는 사람들이 이제 가성비를 찾는 거지 어, 맞아. 이 사람은 같은 가격에 훨씬 더 좋은 걸 살 수 있는데 굳이 그 명품은 사고 싶은 거 허세는 있고 그러네 그 가격으로 딴 거 사면 되는데 응. 사실 가성비를 따진다라는 것 자체는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치 그거는 현명한 거지 뭐 노발대발했다라는 그 부분에 와! 막 PC방! <laughs> 초반에는 만약에 돈을 이렇게 아껴 쓰자고 하면 기분은 좋을 것 같긴 한데 내 돈을 좀 아껴서 쓰게 해주려고 이렇게 아끼나 하는데 가면 갈수록 심해지니까 남자친구가 일부러 헤어지려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이제 얼마나 최악이면 설마 예. 약간 계속 이제 정 떨어지게 하는 거죠 나랑 나랑 만나야 되는데 막둥이가 또 너랑 엮어? 난 가성비 1도 안 따져 나는 내가 다 내거든 상대가 내면 미안해 뭔가 어우씨 내가 힘들어 보이나? 막 이런 <laughs> 생각이 들어 막. 우리나 사줘 어? 아 재벌이 옆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사? 이런 식이야. 몇 개 더 있어요. 남자친구의 이 만행들이. 영화 보러 갔는데 음료 쿠폰 찍다가 늦게 들어와서 영화 앞부분을 놓쳤어요. 아, 앞부분 중요한데. 그리고 불 비추면서 자리 찾겠다고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피해를 어, 이건 그냥, 줬어요. 그냥 네. 진상이네. 네. 편의점에 포카리 스웨트를 사러 갔는데 토레타가 one plus one 행사를 한다고 토레타를 샀어요. 네. 어. 도르타가 좋다 네. 드라이브 중에 더워 죽겠는데 아직은 괜찮다면서 에어컨 안 틀어주고 <laughs> 창문 열고 달려서 이제 겨터파크가 개장을 했어요 아, 그 정도로 더운 네. 그리고 부대찌개 먹을 때 어차피 다 못 먹을 거야 하면서 사리 추가를 금지시켰어요 또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거 어필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이렇게 약간 좀 잘 아끼고 이런다는 걸 잘못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정도로 아낄 거면 어디 뭐 갇혀서 지내든지 그 쌀자루 입고 이럴 거면 뭐 데이트를 왜 하고 PC방을 왜 가고 그러니까. 이럴 거면 그 연애를 왜 해? 계속 돈을 써야 되는데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것들 외에 취향에 대한 소비는 일절 다 무시한다는 얘기잖아 국밥을 항상 가격에 비유하더라고 일국밥, 이국밥 어, 어 맞아 맞아 어. 메시가 주급이 뭐 국밥이 몇천 그릇이다 막 이러면서 막 이런 거를 하더라고 요즘 평생 국밥만 처먹고 살 거야? 아 그러니까 나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야 국밥으로 비유를 할 거면 넌 평생 평생 국밥만 먹어 난 이렇게 하고 싶어 진짜 저는 사실 그런 생각 자체는 뭐 잘못됐다고는 말을 좀 하기 힘들 것 같고 그 사람의 가치관이니까 근데 이제 그 가치관을 여자친구한테까지 하고 싶은 거를 못하게 이렇게 막는다라는 게 저는 이게 되게 큰 좀 문제점인 것 같아요 그치. 또 들으면서 약간 그분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말이 있는데 왜 <laughs> 이렇게 그 아, 재밌다 이 캐릭터가 급발진해 갑자기 가만히 있다가 그게 아니라 콧바람 소리부터 시작이네 <laughs> <laughs> <laughs> 사랑하는 여자친구가 좋아하면은 마카롱도 같이 먹어줄 수 있고 그치. 여자친구가 국밥 먹고 싶다면 국밥 먹어줄 수 있고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니 <laughs> 만약 컴백을 해야 돼요 마카롱을 10개를 이제 여자친구가 사왔어요 아 10개요? 어, 10개 꽤 많군요 어, 사랑해 사랑해 근데 진짜 살 빼야 돼 지금 회사에서 비상 비상 내일 컴백 무대야. 내일이에요. 와, 어. 아, 내일. 20개라도 먹습니다, 진짜. 그러고 컴백하기 전에 쉐딩합니다. <laughs> 정말로 최악의 경우 그럴 수 있어. 막둥이한테는 쓰는 돈이 100원도 아까운 거야. 와. 음. 친구들하고는 막 위스키 마시면서 막 야 30년이지 뭐 이러면서 오죽할 우리가 진짜 상상하는 거 봐. 그러니까 이 정도로 이 정도라니까 우리가 역대 고막메이트 사연 중에 가치관 차이가 되게 음. 큰 음. 그런 사연인 것 같아요 이번에. 이런 사람들을 가성비라는 말로 포장해줘선 안 돼. 가성비가 아니고 이분은 진짜 가리비 한 조각도 아깝습니다. 지금 열심히 생각한 거예요 혹시? 가리비 가리비 되게 고급이야. 라인 맞추려고. <laughs> 개그가 아, 손을, 손을 좀 받으려야 될 것 같은 개그가 아, 재벌 특징이야 아무나 다 웃어줬거든요 여태까지 부하 직원들이 다 웃어주니까 다 웃어주는 거야 많이 웃어주셨으면 그냥 그러지 말고 경영 수원 받, 받게 <laughs> 돈 벌고 다 하는 이유가 아이스 아메리카노 먹고 싶을 그래, 때 아무 맞아. 부담 없이 그냥 아, 하나 그래. 사 먹고 싶어서 돈 버는 거잖아 막둥이가 뭐연로 하고 flex 하자는 것도 아니고 맞아. 그러면 국밥 한 그릇 사 먹을 돈으로 감자를 몇 알을 더 먹을 수 있는데 1 <laughs> 국밥에 이제 어. 십 감자야. <laughs> 그래. 약간 만나는 횟수를 좀 줄여가지고 한번만다 쓰는 거예요. 약간 아 그래도 남자친구가 계속 아낀다. 이런 그냥 아예 그냥 거적대기 입고 나가고 그러니까 샌들 신었는데 양말 구멍 뚫린 거 신고 나가고 너가 이런 느낌이다 느껴봐라 미러링이잖아 어. 눈에는 눈, 이에는이 이런 방식으로 네. 아직 100일밖에 안 되셨는데 이런 일이 지속된다면 은 진지하게 한번 얘기를 하고 얘기를 했을 때 안 되겠다 싶으면 은 만남을 조금 지속하기가 힘들 것 같다는 생각도 한 번쯤은 해보셔야 될 것 같기도 해요 그 콧바람이 여기까지 느껴져요 어, 여기 너무 시원해 나 <laughs> 어, 사람 얘기할 때마다 어, 바람이 <laughs> 너무 좋아요 아, 신선해 그대 그대 짝이 한님을 괜찮을게요 영혼 밖엔 발것 없는 못난 날 잡이겨갔어요 그대 행복 내가 꼭 아니라도 지킨다면 그게 사랑일 테죠 그게 나의 몫이죠 잘 가요 내 소중한 부족하다거나 얕지 않음을 어린난 인연이 남겨놓은 사랑 부족하다거나 얕지 않은 첫 댓글 클릭하셔서 시즌 앱에서 한 회차 먼저 만나보세요. 요것도 요것도